김치우고 살지. 아, 그 아, 밑에 왜생 가게 있어? 거기 뭐 반찬 가게.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? 나가! 음. 어? 예쁘네. 오. 어? 있어요. 어머 이런 신령님이야. 신물인 것 같은데. 나 귀신 아니야. 집의 신이야. 집은 내 몸이나 마찬가지야. 도와줘. 이 팔찌가 동네 도둑고양이가 흘리고 한 거예요. 이제 뭐 하면 돼요? 네가 본 고양이를 알려주면 돼. 로또 1등 꼭 되게 해줘요. 잡아! 야, 어? 거기서!